2020년 11월 1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우 팔로미 우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게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뭐야? 잠깐만 뭔 양복 같은 옷인데? 잠깐만 누구 있어요?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잠깐만. 누구세요? 내 전화 받나 어? 누구세요? 오! 어? 이발 뭐야 이거 누구 있어요? 와 이거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기 걸릴 것 같다. 다시 저 걸릴 것 같아. 지금 엄청 세. 아까 밖에는 밖이라서 그러지 마. 여기는 우. 아? 뭔 소리야? 꼬마구나 너 꼬마야 꼬마야 기다려 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지 말자 꼬마야 너 꼬마구나 꼬마야 너 뭐야? 꼬마야 꼬마야 아닌가? 어? 문에서 떨어져! 포 뿌리기 네 문에서 떨어져! 문에서 떨어져! 포 뿌리기 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와 하나가 아니야 니대서 네 다섯 개 중에 오 오른도 섞여 잠깐 어이 어이 그만해라. 야! 너 어딨어?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 그럼 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소리, 새소리. 하하. 아! 아! 모발, 모발. 아우! 너 거기 있어. 가져가봐. 거기서 내 애기야. 잠깐만 가지 말아. 말. 잠깐만 잠깐만. 있는데? 잠깐만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와 기기다 기어가는 귀신이다 아! 아! 어디 뭐 있어요? 어디 뭐 있어요? 어?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에? 야 이거 미쳤다 야 너나 지금 힘빼려고 그러는구나. 열어. 도망갈 데 없어, 이제. 열어. 스스로 열어, 빨리. 혼내기 전에 스스로 열어, 빨리. 어딨어? 그렇지. 도망갈 구멍이 아, 뭐야 어? 우와! 국공비트 하주하십니까 국공비트 합주아세요 혹시? 이거 한국 귀신 빼박이다! 당신은 진정한 코리안 고스트 국뽕 비트를 알아? 미쳤다! 지금 아마 그 나쁘신 분, 나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왕자님, 죽이요. 나쁘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털을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였죠. 하지만 오늘 장난은 좀 과했습니다. 예. 왕자님, 음, 그냥 이코리랑 놀고 싶었던 거네 맞아, 맞아. 그냥 조금 심한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야. 악귀는 아니야. 예. 국뽕 노크가 악권이라고. 자 여러분들 잡기 아니요 중기 중기 중 중귀 잡기 뭐야 와 뭐야 나 못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구나 잡기는 아니고 중기 중기 와 오늘 존나 개 피곤한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집에 가라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야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